당신의 적에 베팅하라 최강 보컬을 뽑는 picker들의 베팅 그라운드 아티스트 빅리그 super rookie MC 임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세 번째 경연이 맞이가 되었습니다. 1등을 한 우승자는 천만 원의 성장 지원금과 앨범 발매의 기회를 얻게 되고요. 우승했다고 끝이 아니라요. 이어서 우승자분이 천만 원 성장 지원금을 어떻게 쓰시는지 그리고 대, 가수로 데뷔를 하였는지 고스란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실 수가 있습니다. 처음부터 나주 오랜 친구처럼 누린 어색함이 없었으니까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잊어줄 거야 너를 잊을래 이 자리 슬픈 곡들나 네가 그립다고 하겠지 세레다란다라 yeah. 혼자 두지 말아지요 지 않는